Yeah, 싱크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하고 고기인데 이 두 가지를 섞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치즈 스틱이긴 한데 약간 고기로 감싼 그런 치즈 스틱? 롤 돈까스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등심, 치즈, 소금, 후추, 빵가루, 밀가루, 계란 등심은 얇게 포를 떠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0.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얇게 하기 위해서 두드려 주실게요 칼 등으로 두드리면 구멍이 날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주먹으로 주먹으로 때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고기에 소금, 후추 간을 해주세요 잠시 간이 백에 놔둘게요 긴 발에다가 얇게 점인 고기를 올려주세요 두 개를 겹칠 거거든요 겹치는 부분에는 밀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깔끔한 쪽이 바깥으로 가게 약간 너덜너덜한 쪽을 붙여가지고 날개를 만들어 줄 건데 이 날개 끝에다가 밀가루도 살짝 뿌려주시고 이게 밑으로 가게 살짝 밑으로 가게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티셔츠 모양 같잖아요 이게 팔쪽 이러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게 티셔츠 모양이라고 하면은 가슴 쪽 왕창 올려주고 wow 쩔었네 이제 이 팔을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반팔 접듯이 이렇게 빨래개듯이 이걸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밑에도 밀가루를 삭삭삭 깨서 한번 꽉 잡아주세요 꽉 잡아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옆쪽에 치즈가 안 새고 나오겠죠? 반팔을 한번 입혔으니까 다시 한번 꽉 말아주세요 이때는 진짜 힘을 꽉 줘도 돼요 김밥처럼 터질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랩으로 꼭 말아주실 거예요 랩으로 고기 두덩이를 랩으로 싸줬어요 냉동실에서 한 20분 정도 해서 모양을 잡아주실 거예요 2, 30분 동안 얼렸는데 겉에만 살짝 얼은 상태예요 맨 처음에는 계란 그 다음에 밀가루 계란물을 한 번 더 묻혀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빵가루를 묻혀줄 건데 빵가루는 충분히 묻혀주셔서 꽉꽉 눌러주세요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튀겨볼게요 저는 총 두 번을 튀길 거예요. 색깔이 먼저 난 것부터 빼줄게요. 치즈 범벅? 진짜 치즈와 고기 그게 끝이에요 너무 많이 거든 음. 음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치즈와 고기입니다 의도한 거는 치즈 롤 돈가스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만들어 보니까 레시피도 치즈롤 돈까스예요 결론은 치즈롤 돈까스를 오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왕으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중간에 연결한 게 끊어지니까 조심해서 들어서 조심해서 튀기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사이에 치즈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게 됩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쉽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주에 봐요. 안녕!